옷 뭐 덥니? 응? 옷 뭐 더워? 응 귀여워 잠깐만 기다려 하고 올래? 여기 너무 편하다 여기가 좀 그늘이구나 아이고 안녕 어너 누구니? 너무 예쁘다 그치? 어, 김지. 쟤 애지 아니야? 얘가 애 언니 쳤나봐. 애지야! 따라가, 따라가. <laughs> 바꿔야 아직도 아니야. 아. 흐흐흐 <laughs>

이거 좀 줘도 돼요? 줘도 돼요? 괜찮아요? 뭔가 네. 앉아. 아빠 앉아 해봐. 아니 아니야.